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따라야 할 시기가 왔다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가끔씩 보면 유산은참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. There is no answer. 이미 그만뒀다고요? 아. 저, 그럼 혹시 연락처, 아, 아니다. 혹시 그럼 사는 데라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? 여보세요? 산이 형, 나 상현인데 가끔씩 보면 유산은 참